역정이 아니라 난 사장님 참 이상해요. 안. 아. 어, 난 사장님. 사장님, 역지 사지라고요. 你这样查过了不成？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사장님을 빙빙빙 돌리는데 무슨 기분 좋아서 만나겠어요. 마음이 가라앉힌 게 아니라요. 방법이 틀렸다는 말이에요.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우리 고객분들이 전화와 저는 저는요 사장님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. 누가 줬는지 김금년 씨하고 김미경하고 치안수하고 같은 동시에 계약할 때 있었던 사람은 하필영하고 신유성하고 신상욱밖에 없어요. 그 전부하고 네 명이에요. 됐습니다. 사장 들어가셔요. 야돼 particular tipo, 있잖아요. 우리 고객들, 계약한 고객들 있잖아요. 이거를 이만걸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오픈을 했어요.